섹시한 걸 좋아하고 있는 거. 봐너 윤자라 뭐, 그래도 가까이지? 보면 어떻게 해? 다 했어? No. 빵. 음, 난 항상 이런 거지. 나 LM사. 오와. 어? 내가 돼. 오, 엄마가 준비를 아직 다 안 했어. 하나 좀만 기다려니. 저 뽀로로 좀만 더 볼까?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먹을래? 우. 뽀로로 뽀로로 뽀로로 뽀뽀 뽀뽀 들려와? 어? 이 What? 잠깐만 이것은 롤리 마올리 롤리 롤리 마올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그거 아니야? 롤리 롤리 롤리 커플 루크 아 인정 어, 오케이 오케이 그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잠깐만 아또 있고 What? 음. 아 유카 20분 20분째라고 여자들 진짜 이게 여자들이 여자들이 여자들이 여자들이 네 영화 물좀 먹을까? 거래가 더 おおはいじゃあ行きますかじゃあ行きますかはいじゃあ行きますか 意味大丈夫 <laughs> いいよ本当にいいの何それ <laughs> すごいおおすごいすごいおおゆうほおま見てお母さん見てどうはぁどうイエー私は結構いいといやもうめちゃくちゃ綺麗よ綺麗じゃ綺麗けど 스파이더우먼 그또 어떤 컨셉이야? <laughs> 오케이 난 <laughs> 또, 가상 뽀로로니 맞겠다네 마띠리 오今 から普通にご飯食べに行くけど大丈夫 이러, 이러고 간다고 진짜? 응 어? 나스카시 가볼까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 バンバン <laughs> どうでしたいやすごいバディラインがいいですねびっくりしたいやいや普通 <laughs> じゃあじゃあんまあんまりこわあなだ 밥 먹으러 가자. 자. 진짜로? <laughs> 이러고 간다고?